안녕하세요. Thank you.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문제를 남기고 있는데 네? 아니요 1분만 더 해서 가려 아이고 미안하다 나 저는 라이브 잘모겠습니다 사실 무서워요 가장 강한 안무기 때문에 온몸에 막 경련이 일어나고 쓰러지고 그 정도 열심히 둘, 셋! 에이데이 이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와! 저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데뷔쇼 녹화 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떠십니까? 네, 진짜. 한 명씩 천천히 말해 굉장히 기분이 묘하고 한편으로도 좋기로, 좋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한 번에 드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펙스로 처음 무대를 쓴 거니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 그 앞으로도 이런 무대를 많이 했는데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픽스 멤버들이 오늘 처하면서 음 많은 순간들을 느꼈을 건데 이제 그 순간들을 잘 기억하고 후회만 하지 말고 그 아쉬움을 가져, 가져도 되는데 그 아쉬움을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열심히다 진짜 네. 이런 날이 쉬운 게 아닌데 데뷔쇼라는 큰 무대 진짜 다 같이 기분이 좋고요 자, 앞으로 저희 행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다같이 쉽지 않은 기회에 저희 이펙스가 이렇게 모여서 무대를 하니까 뜻깊었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울 조금 남았던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고비기 하고 아, 아, 그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잘하면 되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어, 저는 일단 이렇게 8명이서 같이 무대에 서 있다는 게 한번 같고 뭔가 뭐라 해야 돼 지금도 솔직하게 꿈꾸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막 어, 너무 행복하네요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스케줄 했는데 지금 다시 데, 뷔 초반이에요 네 촬영 초반 요 저는 오늘 데뷔쇼를 계기로 저 8명의 어떤 결속력이 단단해지 않았나 리더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네, 아, 뭔가 그 느껴지는 감정 같은 게 있는데 서로 이렇게 같이, 같이 무대를 경험하니까 말할 수 없는 그렇죠. 좀 동질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네, 그리고 저도 아쉽긴 했지만 동현이가 말한 것처럼 그거를 성단의, 성장의 발판을 삼겠습니다 네. 어,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아쉽긴 했지만 네, 평소라면 쉽게 뭔가 느끼지 못했을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 이펙스 멤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무대할 수 있었던 점이 제일 좋았던 것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8명을 대표해서 제가 네,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펙스였습니다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내일 봐요